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지금 치시로는 314m 거리의 팝4입니다. 폭발람이라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오진님 수일날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한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라. 오준이님 수행하 중입니다. 멀리건 오준님수행할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하신 후 준비되면 샷하세요. 라. 오준님수행할 차례입니다. 대단했네. ready. Rob. Ready. Ready. Oh, Ready. 오. 잘침 잘침. Railway. 전수진님 수유하차인 벙커를 넘기는 거리는 130m입니다. 오진님 수유하차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애들 길 건너갈 때손 들고 지나가잖아. 어, 이 모른다. 이 모른다. 장수진님 수리가 차림. 이제 막 이랬다. 셀프기가 바람 오진이님 수유일 차례입니다. Ready. 오! 오! 오! 들어갈 뻔? Nope. 전수진님 커피할 차례입니다. Ready. 왼쪽으로 두 클럽 정도 맞습니다. 내리막 감안하세요. 좌측으로 두 클럽 정도 갔습니다 Ready. 전 선생님 수요일 차례 1번 홀은 450m 거리에 탑이홀입니다 뒷바람이 불어서 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진짜 많이 나오나? Nope. 멀리건 사용.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 여기는 451m 거리의 파5홀입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서 공이 조금 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좋은 예언을 해주는데. Nope. 슬픈 예감을 담았듯이 안 좋은 예감을 담았는 거예요. 오준님 수요일 날 차례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세요. 네. 오진이는 스윙할 차례입니다. 방금 외치던 나 Ready? 나 친구 지금 가다가 돈나 느리지. 살이 쪄서 팔이 안 올라가. <laughs> 아 nice. 어 좋아.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인 벙커를 넘기는 거리는 180m입니다. 레디. 어차피 벙커 들어갈 거잖아. 벙커에 아, 쳐. 소리입니다. Ready? Fairway. Fairway. 오진이는 스윙할 차례입니다. Ready. 커팅할 네, 차례입니다. 이걸 잘 Birdie chance. Ready. 홀컵 좌측으로 벙커리의 팝4홀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샷 하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맞아서 좀 아무리 세게 쳐도 저거 먹고 넘어가진 않겠네. Nope. 말 그대로 막 씨, 자신 있으면 씨를 쿨이면 되겠네. No! Nice. 오지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아, 잘 친다. 어? 잘 아, 쳤나? 전수진님 수행할 연습하면 힘 빠집니다. 오준이는 수행할 차례입니다. 쉽지 않네. Ready. Nice out. Double bar.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수진님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음에 6홀컵 우측으로 한컵반 받습니다. Ready. 전수진님 수요일 차례 왼쪽으로 꺾인 360m 거리에 하프홀입니다.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초토를 친네, 초토를. 아니야. 다른데요? rap. 오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하신 후 네. 준비되면 샷하세요. 풀어야 네, 돼, 네, 오른쪽 you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연습 수행 한번 하시고 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멀건 삶입니다.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준비 힘들어. 한번 하면. 나이스 Fairway. 당 예선 통과하겠네. Nope. 고진님 수할 차례입니다. r a 못할걸? 14번 11개. 오! 오! 오! 오. 어, 그럼 존나 잘하 내거좀 대신 치즈 만나라 이거. <laughs> ready. Concede, come on. 차례입니다. 지금 치시로는 148m 거리의 파스리 홀입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공이 조금 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Ready? Ready, ready. <gasps> 연습을 왜 하는 거야? 연습 시행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연습하지 마. 연습한 것처럼 안 나와. Ready? 어, 잘 쳤는데. 오케이. 님수요일 차례입니다. 물론 펑크 친 거네. 맞지? No! 20m 기준으로. ready. 오늘이 수행할 차례입니다. 후천 앞편 오르막 경사했습니다. Ready. 자는게 낫다. 네. 길면 무조건 이제 어게 낫다. 오진이님 커피를 차례니다 커피 좌측 끝부분 봤어요. 오르막 네. 보고 치세요. 뭐야? 12m. 12m. 전수진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홀컵 좌측으로 한 클럽 반 받습니다. 전수진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홀컵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전수진님 수일할 차례입니다. Ready? 파트곡 준비되면 네. 시작하세요. 시작인데요. r 저쪽 뽀뽀 쪽으로 보낸 건 느낌이 Fairway. 오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지금 130 치는 채로 30 치는 거. 어허. 130 치는 채 아이가. 이 피칭이야. 피칭 그래 생겼나? 그래. 새로 샀나? 요새 그래 나온다네. 아. 긴장이 좀 부딪히지. 너무 잘 치네. 나사가 프로. f a i r w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 e 쳤다고 쳤다고 Ready? 발소. 전사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Ready. 및 커팅을 차례입니다. 오른쪽으로 체크아웃보다 가깝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r e 오진님 커피 트림입니다. 음, 우측으로 네컷 봤습니다. 네. 오르막 보세요. 오른쪽으로 두 컵 받습니다. Ready? 아! Concede double bogey. 대통령수 전수진님 수요할차례 이번엔 치실 홀은 171m 거리의 파3 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Ready? 랍. 오지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 칭난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오. 어. 랍.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자기 말대로 넘어갈까봐 살쳤잖아. 상관. Ready? 라.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 e 약간 오른쪽 보고 쳐야 되는데 왼쪽으 내리막 심하다 굿샷 에이프런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Ready. Ready. 위장 보기. 저는 왼쪽으로 가까이 네. 정도 봤어요. 남들은 뭐 이불로 사사 치는 줄 알고. 몰랐나? 자, 오른쪽으로 걷기. 그러니까. 353m에 탑4입니다. 뒷바람이 불어서 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앞에 바로 앞에 도리는 조사 있는데. 왜요? 그 넘기 싫어. 뭐야 그냥. 이 앞에 맞을 것 같은데. 해줘도겠지. 5인데. 지금 되나? 아 그냥 쳐. 돌을 부시든 뚫든 넘기든. <laughs> 오진우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연습 수행 한번 하시고 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1 7 0이 어, 틀어볼래? Ready. 15니까 얼마나고요? 9,900. 오비라고요. 여기. 나는1 0 오비라니까 오비? 저쪽은? 요쪽은 내려두고. 오른쪽으로 틀었어. 해저들을 조심하세요. 괜찮대요. 오, 오. 이래, 이게 전략이야. 오. 네. 이런 거였어. 저로 갔다 일로 가는 건안 돼. 이래가 뭐. 굿샷. <laughs>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내 바람이 있다. 똑바로 고치시면 됩니다. Ready? Merhaba. Dönse iyi. Ready? Concede double bogey. 그렇지. 오준희 승인할 차례입니다. Ready? 안 치고 뭐 하는데? 안 치고 말하는데 빨리 치라. 안 치고 말하는데. 나 한국어리 안 했거든. 그러니까. 오진이는 떠라 누가 준다 이가 바람이라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r e a 살이 아싸리 대전은 없다. 100m짜리 붙여요. 대전도 나 누구 치면. 아 그걸로 1 0다 m 치기를 한 거야? 딱 갔다 왔잖아. 볼 앞에. f a 주님 수행 낙차를 오른쪽에서 보는 바람이라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Ready? 사다. 오른쪽으로 휘니다 ready. 오! 오! 대박! 루피! 두가지 열할차례입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해가 똑같이. 너 못해. 나 저런 할줄 몰라. 네. 바뀐 것 같은데? Fairway. 장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홀컵 앞쪽으로 오르막 나열입니다 전소니다 우측으로 방콕 맞습니다.